안녕하세요. 소피아입니다. 어, 이렇게 베트남 하노이에 온게 되, 오, 는걸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오늘 너무 뜻깊은 강의였던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지바도 화이팅! 칭짜온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베트남에 왔는데 여러분들 께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더 아름답고 자신감 있는 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라지바도 성공하길 바라고요. 대박 날길 바랍니다. 파이팅!